안녕하세요 미란입니다 오늘 마리끌레르 촬영을 왔는데요 오늘은 미란이의 마이 템 페이보릿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첫 번째로는 제가 요즘에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비니 종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것저것 모자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귀가 달린 제품 이런 것도 제가 자주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<laughs> 혼자 심심할 때 놀 때 작업실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고요. 이거는 제가 그 직접 뜨개질한 제품을 산 거예요. 거기서 너무 이 데이지가 이뻐가지고 이걸 제가 구입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, 이거 만드신 분한테 DM이 왔어요. 제가 쓴 거를 보셨나 봐요. 그래서 이거 보내주시겠다 하는데 아니다 이거 내 거다. 그래서 난 이미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직접 샀다는 거? 요즘에 유행하는 그 면봉을 만든다는 이 제품 아시죠? 이름이 뭐죠? 바카라라? 바클라라? 이거를 쓰면 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면봉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되게 따뜻하긴 엄청 따뜻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가 좀 요즘에 최애가 되지 않았나. 두 번째로는 또 뜨개질 제품이에요. 친한 언니가 이거를 들고 왔는데 언니 내가 이거 손민수 해도 되겠냐. 직접 이것도 떠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최애템, 최애 가방템입니다. 세 번째로는 잠옷과 실내화입니다.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잠옷이랄 게 없었고 맨날 목이 늘어난 티를 그냥 잠옷으로 썼었어요. 근데 뭔가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홈케어템으로 뭔가 하나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코엑스에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이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제품이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딱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그 나홀로 집에 캐빈이 있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스파오랑 나홀로 집에랑 이번에 콜라보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초록색으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옷 갈아입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요 <laughs> 그날 또 이 실내화를 샀는데 제가 토끼를 좋아하는데 토끼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실내화도 샀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서 있는 게 좀 낙이 된 저의 그 최애 home care템입니다. 네 번째로는 에어팟 에어팟 제가 이거 투명으로 끼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에어팟이 제 팬분들이 처음으로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근데 이 색깔도 넣어주시고 여기에 막 자세히 보면 미란이 써있고 딱 열어보면 여기 또 막 제 생일이랑 텍스트도 써주고 막 이랬어요 이 깨알 이 디테일 장인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이 색깔 그대로 보존하고자 제가 투명 케이스를 끼고 다닙니다 어... 뭐하지? Greek yogurt. 저는 꼭 시즌별로 빠져있는 음식이 있는데 X-large로 시켰어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코코넛 chunk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놀라 이 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청포도가 들어간 이 그래놀라를 정말 좋아해서 요즘에 진짜 최애 음식이 돼서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. 몇 번째지? 여섯 번째입니다. 여섯 번째로는 리고엔스 후드 집업인데요. 이 디테일, 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? 그냥 뭐가 많이 달려있는데 너무 예쁘고, 예쁘고 리고엔스 특유의 이긴 고무줄 제가 후드 집업을 항상 large로 입었었는데 딱 매장을 갔는데 얘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 점원분께서 이건 쓴 무조건 X 스몰로 가야 된다 이 숏으로 입어야 이 맛이 산다 large만 입던 제가 처음으로 X 스몰에 후드 집업을 입게 된 아이템입니다 어? 램보 뮤비 때도 이걸 입고 나와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예쁜 아이템이에요 일곱 번째 이 글은 저희 어머니가 다이소에서 이미 흰 그릇을 다 사버리신 거예요 제가 살 이유가 없었지만 얘를 봤는데 한눈에 반한 거죠 고기나 막 과일 이런 거를 먹게 되면 여기에다 꼭 굳이 굳이 넣어가지고 먹어요 되게 예쁜 그런 그릇이에요 아 드디어 이게 나오네요 제가 진짜 요즘에 빠져있는 캐릭터 반지인데요 마이 멜로디 이 반지를 정말 요즘에 많이 끼고 나왔어요 그 무늬가 많더라고요 어디서 샀냐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제 친구가 버리려고 하던 걸 제가 주워왔어요 세균맨도 있었는데 세균맨은 자꾸 떨어져가지고 제가 본드도 샀어요 새로 그리고 이 제품은 최근에 제가 아트박스에서 <laughs> 샀는데 이 아트박스에 생각보다 이런 제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어린 걸스들이 많이 사는 아기자기한 제품이 엄청 많아서 요즘에 좀 아트박스를 자주 가는 편이에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아홉 번째, 이 입생로랑 틴트인데요. 매트한 립스틱만 발라요. 근데 이거를 어느 날 이제 메이크업 실장님께서 발라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제가 또 레드를 잘 안 바르고 항상 잿빛이 한 방울 추가된 핑크를 좋아해요. 아니면 잿빛이 한 방울 추가된 보랏빛을 좋아하는데 그 매트한 제품만 바르다가 살짝 이 촉촉한 제품도 아 매력이 있구나 를 알게 된 이 제품입니다. 어쨌든 저의 최애 제품입니다. 혹시 몰라서 호수는 617. 네. 마지막으로는 공책과 필통이에요. 작년에는 노란색 공책을 썼었는데 그 마지막 공책에 피지컬에 들어갈 자필 편지를 쓰고 그 공책은 마무리를 지었어요.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공책을 구매했는데 또 이런 건 또 굳이 화려한 걸 하잖아요. 막 캐릭터 이런 거는 이 반지에서 충분하고 이런 거는 그냥 normal한 거 항상 들고 다니는 제품입니다. 네, 지금까지 미라니의 마이템 페이보릿이었고요. 저의 EP 앨범 업타운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1호로도 그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